말했었잖아 You know already 네가 맘에 든다는 거 테니까 잘 들어봐 play yeah Baby 네 덕분에 쏟아지는 아이디어 가뭄에 비오던 네가 내게 있어 pressure 조금 섰던 내 표현 너를 빌려 give you love 모두 널 향해 흘러 따뜻 땀을 느껴 네 옆에서 나 호빵 같은 따끈한 사랑이 찾아와 oh, oh. Uh, uh, excuse me miss I L O V E wow